조금만 더 있어줘요 지금 이대로만 함께해요 그대 모습을 바라볼 때면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이상한데 눈부신 너의 미소로 날 안아주면 어린 아이가 된 것 같아 멈춰서 전화기만 바라보는 내가 참 이상해져 닮아가는 우리 둘이 너와 나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라라라라라라라 사랑 that Música